Memang nak kena panjang awak tak tunggu mbak. Sanap sanap. nga ya bira sana ha sanap sana ha sanap sana ha na cep minani na mong bas lompas hani nani ha ati gecira tuk tuk ma aduh wala saya tuk yan ora sada mola sada mola hani tuk tuk yan ora 불시구나 나토 감나 양 오빠랑 남미 야미 자른 보 롱티롱 말은 몰라고 이샵 기자 이니도 준비네 샤다바 감자 해야바 듬마곤 나 치급반 왈간 태어났어 아 치급반 용미머나 마바나 마카바시 시다부틴 감자 족배야 다 죽는다 dal besi kini dang ti dang na amang kon zal khaba pi dil nam phli nang ti nang a ni an am nuk tap thang ga ba na chi ding ding ga pa wa na chi ra chi na chi da lao ding ga e ga chi men dek chi rung 아 지콩 롱콩랑 롱그럼 닦아보롱아 얘랑 고층아 아미사 a ya, ka na? Sakin ba ya? Gusto ka na kung gusto mo. Nasa ko ba? d u m u l ya, 기 a 과 똑같이 그 독터 야코 승아 람람 승이 사자 승아야 나 치코 와승우 스키 아 지그리 उसको ब्रेंगा 비자그니 기세포 남밭상급바 자투밭상급바 아 두밭상급바 나시 브랭아노아 아, 진짜 제일 양반, 제일 이거 그거 하든지. Bye bye, Sunga. Pangkam disang. Nak cibringan nak kau. Nak cibringan.